저기 서 있으면 고맙지 딱 떨고 있 딱인데 자 존호택? 미쳤다 미쳐버렸다 나 봤어 방금 <laughs> <laughs> 들어가봐 일단 들어가서 오! 우울하겠네 어! 오! 어! 방금 약해 뭐야 나한테 쏜거 아니에요 아우 진짜 소리가. 얼굴 떨어져. 나이스. lost. See.